지난달마까지도 아주 더워 34도 정도 나왔어요. 네, 아, 오늘 괜찮은 편이에요. 네. 2015년에 어, working holiday 비싸 받고 어, 한국에 갔다 왔어요. 여러분 차 안에서 음식 드시면 안 돼요. 바퀴벌레 나타날 거예요. 네, 대만 사람이지만 저도 무서워요. 아, 뭐 잡아요. 어, 우리 같이 차 타는데 더만 갈 수도 없어요. 그죠? 오야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좋은 사진이 날 수가 없어요 와우 아, 여왕도 乱放，就就就就就。 직업이에요. 네? 저 타이페이역 근처에. 와. 아, 여기서 그 길을 막고 있어? 우와. 와, 아, 좀살 것 같네. 요 볼만은 한데 너무 힘들다 와 네. 아, 감사합니다.